哎！来，把盖儿。嗯？h n o 有人。走走。 Oh no! Yahoo! Hey you! Huh? <laughs> huh? 行こっ 응? 나와! 왜? Oh no! Oh no! 이거 no, no, no. You're. oh! Oh my god! Huh? 嗯。 <laughs>